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Play this shit motherfucker 탈급식 rappers on my breakfast 작지만 작지 않은 것들에서 찾지 못한 것을 받아먹는 뻔세 학생들은 밤새 행복을 찾을 길을 쫓고 행복은 그리 멀리에 있지 않지 너랑 똑같은 stupid boy oh. 오 위스탄 페이을 너랑 똑같은 학생 딱지를 붙이고 거니는 거리마다 침을 뱉지 어디 못 배워 먹은 세계관 오 위스탄 페이을 너랑 똑같은 학생 딱지를 붙이고 왼쪽 가슴 파괴 달린 명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 오, 위스탄 더러놈 하나 만들어 예, 다 끝난 줄다 끝난 듯 말했더니 끝나지 않아 길거리 사이버판 뛰고 나면 주는 연찰 5만원이 큰돈인 건 여전하지 그럼 이것 받아 니가 앉아봐 예, 친구 빼고 올라왔게 당한 느낌 여전히 받는 관심 예, 길거리에 넘치는 배터만 관심을 받아 내겐 모자르 이건 확실히 내 삶을 건도박으로지 순간의 쾌락만을 위해 버리는 짓들 천벌받기엔 당연한 짓들을 오, oh, who i not famous? Oh, famous, yeah. Oh, who's not famous, yeah. Oh, who's not student, yeah. Who's not famous, Who's not famous, Who's not famous? that famous? Who's that famous? Who's that famous? Who's that famous? Who's that duda? Who's that duda? Who's that duda? 작지만 작지 않은 것에서 찾지 모든 것들 받아먹는 뻔세 학생 u 은 밤새 행복을 찾을 어유 그러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